있는 거야? 왜있는 거야? 쭉쭉쭉 와. 그래서 항상 이거 들어가고 이제 체크를 위해서 하는 어저께도 있었지만 오늘은 없을 때가 있어. <laughs> 어제 어. 그 가시는 분이랑 같이 이거 어. 진짜 아, 가는 줄 알고 전기 한다고 아, 빼는다고. 그걸 뺐다 보네. 네. Молодец.

Thank you.